2020년 11월 2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나 오줌 싸는 거 아니야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물 떨어진 소리야 내 오줌 소리 아니야 영실 비 같은 게 저런 물건을 옮기는 정도면 잡기 그냥 잡기 잡기야 잡기 잡기 잡기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그렇지 그렇지 쫄지마 그냥 잡길 뿐이야 카메라 돌리면 그냥 그대로 가 잡길 뿐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뭔가 미피 같은 건데 누구 있어요, 혹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어, 도망가지마 오늘은 도망가지마 그냥 아직은 잡기일 뿐이야 오 어? 아직은 잡기일 뿐이야 아직은 잡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어? 소리 어?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야 저기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우리 대화를 합시다. 와 여기 엄청 뭐가 잡기하고 해갖고 엄청 많구나 뭐가 여러분들 잡기는 무시할게요 거기 있어요? Whoa! 어, 아! 와! 와, 미치겠네? 알어 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2층 이상합니다. 어? 여기 2층 이상해요. 장난 아니다 2층. 여기 2층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여기 2층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어디 계세요? 여기 현재 2층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2층 뭔 소리야? 어?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어? 어? 까, 까, 까, 까, 까.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말고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도망갈 시간 벌어주지 마. 그대로 가. 후레쉬 이빨 높여.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그대로 가. 밑에까지 그대로 다 보이죠.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보여줘. 다음 여기 다 보여주고 천장도 다 보여주고 여기는 2층이고 아무도 없어 구석에도 자동문은 아닌 걸로 일단은 어? 여기 있어요 혹시? 방송 찍고 있어 그대로 비춰 어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찢어 이거를 내 맘도 갈기갈기 찢긴다 씨발 와 어? 어? 뭐야 아, 이 문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뭐야? 기, 김숙희? 김숙희라고? 와, 뭐, 깜짝이야!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장난이 너무 시... 현재 2층입니다 여러분들 3층으로 지금 솔직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장난 그만해요 진짜 에? 예? 가까이 있는데 미치던 때다. 와. 이거 진짜 안됐어 미친 것같아 여기. 뭐야, 이거 다시 보기 저장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다시 보기 저장이 안 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나는 아, 오늘 나는 오늘 미친 거야 미친 거야